했어 안녕하세요 <laughs> 출발합니다 네 그 기본 속력이 있어야 되나 봐. 야또 화면 구성을 위해 또 가자. Yes. <laughs> 여기 너무 울퉁불퉁해. 엉덩이가 아프군요. 유튜버의 생활이랑 아, 아. 이런 건가요? 그런 겁니다. 항상 기쁜 일만 있죠. 아, 항상 감사, 감사할 만한 일, 일만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항상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감사함을 발견하고 그렇죠.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은 또 성경의 키워드 아닙니까? 그게 또 인생 아닙니까? 오.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? 그게 바로 agility! 야너 그거 그 보드만 빼면 되게 유령처럼 움직이는 거 알아? <laughs> 유령처럼 움직이는 거 같아 오. 괜찮다 귀 기어 팍팍 넣어봐 못 가? 오 야야 못 가는데? 일단이라 그런가? 그럴 때? 여기서 보드의 한계점을 느끼고 못 가는데? 못가 못가 이제 보드 리뷰해주세요 아, 아 재밌긴 한데요 이 언덕도 못 가는 걸 보니 제 다리만 못하네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별점 매긴다면? 별점 뭐 후하게 한 0.5점 정도 줄게요 0.5점 정도? <laughs> 반개 정도 드릴게요 아, 혹시 그 100점 만점 기준이? <laughs> 그 저분 아까 <laughs> 스태프분들이 듣고 우실 것 같은데 <laughs> 앞으로 발전하시고요. 여태까지 미정님의 보드 리뷰였습니다. 짬라 리뷰였습니다. 안녕. 아, 라이더 미정. Yeah, I'm the best driver. <laughs> 미정아 손 흔들어봐